종미나 커플의 끝은 황미나, 사진, 예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비공개 전환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낙에서는 김종민과 황미나의 결별이 전해졌다. 황미나는 지난해 9월 16일 연애의 맛이 첫 전파를 탈 때부터 김종민의 파트너로 출연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김종민과 황미나의 이름을 따서 종민아 커플 이라는 애칭까지 지어주고 두 사람의 연애를 적극 응원했다. 그러나 방송의 종료와 함께 이들의 분홍빛 기류도 사라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22일 오전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환미나의 이름이 계속 올라왔다. 전날 김종민은 방송에 출연해 행여나 기사가 잘못 나가 오해의 소지를 살까봐 인터뷰 당시에도 황민아에 대해 언급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익숙한데 황민아는 처음 당하는 거니까 감당을 못하더라며 얼마나 부담이 됐겠느냐고 연려했다. 이어 주변에서 여러 말도 많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 환미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 6주 만에 출연한 김종민은 이날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미나와의 결별을 전했다. 그는 연락을 못하고 있다. 코요태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통화가 어려운 상황. 이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황 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 나의 감정을 바로 표현해야 했는데 꽁꽁 삼했던 것과다 기사나 인터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사에 단단해졌지만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 결혼 기사가 나면 얼마나 부 담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관계가 방송용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결혼 생각도 있었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며 실제 사기는 감정이 있었다. 진심으로 했다. 단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저도 미나도 우리의 만남이 상처나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환미나는 지난 1월 10일 제주도 여행 이후 방. 송 분량이 없어 결별설과 하차설에 휩싸인 바 있다. 연애에 맡은 21일을 끝으로 고주원. 김보미를 제외한 모든 커플이 하차하며 시즌 2를 마친다. 부부가 된 이필모 서수연을 비롯해 김정훈 김진아, 구, 준혁, 오지혜, 정영주 김성훈, 김종민 황민아 등총5 컵. 풀이 작별한다. 서울시정일보 김수현 기자 TV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사랑을 기원하 가고 있다. 종민아 커플 김종민 황민아는 방송에서 가장 먼저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다. 황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클립, 함께 찍은 셀카 등을 공개하며 달콤한 순간들을 남겼다. 지난해 9월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 황민아는 황민아랑 오늘부터 일을 일하는 문구가 보이도록 꽃다발을 들고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띤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1일을 알린 김종민 황민아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김종민 황미나는 한강 데이트에도 나섰다. 환미나는 한강에서 김종민을 촬영한 사진, 김종민과 함께 찍은 셀카 등을 남겼다. 공식 연인이 된 후 첫 데이트 장소였던 한강공원에서 황 미나가 남긴 사진은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환민아는 김종민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 하거나 김종민의 생일상을 차려주며 보는 이들에게도 설 램을 유발했다. 김종과 똑같은 헬멧, 똑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종민의 생일상 사진 등을 남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황미나와 김종민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맞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애의 맛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TV 초전 연애의 맛을 기획한 서혜진 국장은 22일 뉴스 1과 만나 시즌 종영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그간 방송에서 활약해준 출연진의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서 국장은 전날 방송된 시즌 1 마지막 회에서 김 종민과 황민아의 이별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다룬 이유를 조심스레 밝혔다. 서 국장은 원래 방송을 할 때 출연진이 이별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담는 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했다. 어떤 커플이든 중간에 소원해질 수 있고 선후배로 남을 수도 있지 않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오늘 했다. 그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갑작스레 결혼설이 불거진 이후 부담감을 심하게 느낀 것 같다. 서로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더 무거운 문제야. 민다. 이후 두 사람이 잘 얘기해 관계를 정리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과 황민아가 정리를 했으니 우리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두 사람의 이별은 제작. 진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TV 초전 저작권 기호 뉴스 1 전날 오후 방송된 연예의 맛에서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연애의 맛을 통해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며 종민아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었으나 끝내 이별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연애의맛은 21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을 종영했다. 연애에 맡은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상반기의 시즌 2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는다.